마이. I'm fucking dead, dude. I'm fucking dead, dude. I'm fucking I'm a virgin. Ah. 오 심상치. Damn boy. Damn boy, he's dead. Boy. 아이고 아이 Easy. 이겼다 이겼다. 이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. 야, 맞았어. 빠바바바바바. 야, 내가 뭉칠게. 들어간다. 빠 네? 아, 뭐. Tell us something your mum doesn't know. Yeah. Oh. Stop it. Get some help. Who's there? 넣을게 넣게넣게 뛰어 내이 새끼야 저런 거리지 말라고 야 너네 너네 자기 거지잘 봐라 아 근데 못 맞췄어 진짜 너무 내 거에만 집중했 네가 아니 저봐! 멸치다! 빨리빨리, 푸른기. 아들 야 내꺼 어. 야 너는 왜 이렇게 많아 그 다음 사람 나이 포부야 얘들아 일로 이인해안 났네 아, 날아가 오 죽었다 내가 못 뺄게 오케이 나 살았다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안와 아이고 하나 남았어 아, 나 이거 갖고 가. 나공 나도 공 키스 써봤는데